밥 먹을까? 버트? 버트? 밥 먹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성도 밝아. 뭐 있어? 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는 거다. 맛있는 사료다.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건설 앞부분에 정밀 기술이 시작되어 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뼘 남짓한 샤프 안에 밀리터 단위의 추정밀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어 기다려. 기다려. 먼저 샤프십이 지나는 기다려. 연결 파이프부터 장치를 고정시키고 보여주는 기다려. 기다려. 잘해 먹어 이렇게 각각의 품들이 맡은 바제 역할을 다 해야만 비로소 샤프텐스 하나의 메카니즘이 완성된답니다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먼저 목지게 보이는 철사를 가지고 다 먹었어? 하트? 하트 이리와 하트 것이고 무의무 창고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작업자 곧바로 절삭기계 뒤편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잎사귀를 보충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작업자.